손가락이라고 해. 와, 와. 일어난다, 일어 어떻게 해야 돼? 오고, 오 뭐, 뭐 먹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야 오늘 뭐 부장도 없고 아유. 부장님이 너무 늦으시네 아유 다들 굿모닝 아이고 굿모닝 네. 아이고. 어때요? 이렇게 또 새로운 사무실에 또 이렇게 또 출근을 했는데 어휴. 오늘 약간 낯빛이 다들 안 좋아 보여 아침을 다들 안, 안 먹었나? 회사 출근하기 전에 밥을 좀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냐? 조르... 그렇게 하서 <laughs> 그렇게 말투를 그렇게 하시면 못 써요 뭐 간식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좀 어,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간식을 수북하게 어, 또 제가 많이 그 준비해왔 유아용 간식으로 뿌려봐 아 예, 알겠습니다 뿌려봐 <laughs> 처음 먹는 빼빼 롱뻥 오, 맛있겠다 어, 사르릉콩 치즈 요거트 오동통 맛밤도 있고 이름들이 되게 귀엽네요 야 이거 엄청 기네 음 애기들 치즈 요거트 음 어때요? 오. 이거 이런 거 이게 맛이 어떻습니까? 이거 안 질린다 이거 옛날에 이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또들이 먹는 밥 아, 와 진짜 맛있다 요새 양 부장님 모, 목쓸 일 많아 보이던데 야 이거 도라지 맛이 메일 네? 왔구만 완판상사 사내 어린이집 이유식 품질 평가권 관련하여 공지사항 올려드립니다 뭐, 사내 뭐? 어린이집이 있었나? 우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였어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야. 아, 뭐 이거 이거 이거 그거 후후 불어본 거후빠 뭐 아닙니까 이거? 쌀가루. 근데 중기 이런 게 뭐야? 이런 이유식 먹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오라주기 가깝지 비행기 놀이를 해서 지금도 합니다 어, 예, 지금 이제 열한 살인데 어, 열한 살인데 네, 열한 살인데 어, 또, 또 회장님이 또 네, 완판 상사 부장 양유섭입니다 유명한 유건마가 오신다고요 이유식에 대해서 여쭤보라고 하시는 거죠? 회장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 하이라이트 좀 넣고 하자 아, 저희가 이제 이유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애 둘 엄마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제가 줄줄 꿰고 있어요 오. 이유식은 언제부터 먹여야 할까요? <laughs> 근데 잠깐만요 오은영 선생님 같아요 오늘 이유식은 언제부터 먹을까? 돌 지나고 1개월부터 1개월이면 4주인데? 4개월부터 오. 42개월까지 이유식을 먹는다 아. 이렇게 나와 있어 이유식 만들 때 예. 뭘로 만들까요? 미음 같은 거? 이유식이 초반에 미음이에요 다 당연한 소리를 네 어, 어렵다 이유식이 진짜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이 한우 다진 거는 언제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8개월 비슷했어 7개월 어 정답이에요 아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다 소분이 돼 있어가지고 보관도 용이하고 그냥 때려 넣고 끓이면 되니까 <laughs> 배달형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날 그날 새벽 이런 때 이유식 전문가가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요 아침에 이제 아, 네. 그럼 프레쉬하겠네 이 여기 산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먹여보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요? 가능할까요? 아, 아우 가능하죠 의고 좀 받고 들어가죠 그 적정 온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줬는데도 아이 입장에서는 뜨겁고 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딱 <laughs> 입에 넣는데 뜨거워 입에서 돌려라 <laughs> 있으면 돼요. 아, 개인기 있으면 네, 돼요? 네, 막 먹히는 개인기 혹시 뭐. 까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개인기가 별게 없네요. 네, 별거 없어요. 약간 유치해도 돼요. 아이들한테는. 네. 정말 잘하실 거라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봐도 될까요? 도망치듯이 갑시네. 뜨거운 것도 먹으러 가려고. DIY랑 그 음. 배달 두 가지의 이유식을 체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아빠라면 어떤 아빠라면. 이유식을 만들고 싶긴 하지만 왼손이다 아 근데 이거 다, 다,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뭐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DIY DIY 예. 이 인턴은? 아 실적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손대리님이랑만 안 하면 좋겠다 저희는 사실 렌즈에 그냥 돌리기만 해도 네. 돼가지고 네. 아. 저희는 한우 사골 육수를 네. 네. 먼저 넣고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넣으면 아. 물 대신에 이제 육수를 넣는 거죠? 아, 까우니까좀 네. 이렇 짜서 아. 짜주세요 좀 남는 거 없이 아 정리는 알아서 하고 있어요 예. 철분, 보충에 아주 좋은 이 하늘 다짐육을 좀 넣을 건데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어...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사골 육수에 한우 들어갔으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취향에 맞게 커스텀을 아이도 어. 좋아하는 걸로 반 큐브만 넣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버섯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적게 넣었어요 아이가 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좋아해야 아이도 좋아하는 거기 아. 때문에 아적 양배추를 살짝만 또 한번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쪽은 끝났어요? 왜 이렇게 뭐 돌리면 땡이라서 이게또 배달의 장점이죠 다 된 거 같은데요? 아, 이게 고기 국물 냄새가 확 나네요 자, 일부 DIY 팀은 완성이 됐고요 너무 뜨거우면 먹지 못하니까 어, 시키도록 가겠습니다자 배달식을 한번 저희도 배워볼까요 오, 종류가 다양하네요 자, 오유. 야, 1분만 돌려도 뜨끈뜨끈하네요. 자, 맛을 한번 볼까요? 배달이 요식. 아, 이거 정말 진짜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시래기가 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 고구마 때문에 약간 단맛이 있어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밥 알갱이가 살아있네. 네. 이게 아마 드셔보세 아. DIY. 사골 국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보양식인 아, 것 같아, 보양식. 아, 시원하네요, 예. 야, 역시. 흔들흔들하 한잔 했나? 주머에 깍두기 한 그릇 주가요. 이거 너무 맛있다. 지금 이 요리한 게두팀다 합쳐도 한 5분이 안 됐거든요. 아, 네. 아 그렇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산에 어린이집에 가볼까요? 아, 아 너무 맛있네요. 아, 윤 팀장은 아기가 돼버렸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어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어휴 우리 무서워 우리 무서워 우리 우유유 이구잘 건들다 아왜 울어 오야야야 자 갑시다 아니 아니 야 아니야 들었다요 그런 거 좋아해 그런 우리 친구 이름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네. 짜짜짜 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디 봐 어이구 일어날 거야 어이구 일어날 거야 있어요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개인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육아에는 개인 시간 없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애들 이제 맘마 먹이러 왔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상담이 있어가지고 아, 네 제가 여기 자리를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우리 어, 아기 저기 안 울리고 좀 잘 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 지금 계속 울다가 지금 제 팔을 쪼물쪼물하고 있는데 어. 떻게 뱅그루루 뱅그루루가 가보자 일로 와 아이고 잘했다 아이 이따 만나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어머 어머 자 손대리 도와줘 손대리 도와줘 그렇지 그렇지 오 왼팔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옳지 났다 돌처럼 파란색 솜사탕 그거 부르지 마 그거 부르지 마 완판송 부르지 마 돌처럼 아, 눈 아, 아. 이거 이거 소리 나서 같이 그러니까. 듣는 것 같아. 따따. 오구 씩씩해. 태인이는 씩씩해. 오 태인이는 오. 너무 착해. 박수 아까 태인아? 태인아. 반짝. 오이구 잘 걷는다. 오이구 잘 걷는다. 이거 봐 이거 봐. <gasps> 엄청 찍어. 엄청 씩씩해. 어, 어 박수 친다. 또 <laughs> 박수 친다. 내 신났다. 박수 신났다. 근데 네, 봐. 뭐 하고 싶어? 이거? 이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네. 이거? 버튼 눌러볼까? 이게 신기하다 아,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네 완판 완판 완판 완판 완판 완판 완판 완판 완판 완 판판판 좋아요 동생 까까 하나 먹을까? 까까 먹을까? 어머머 이건 없지만 이거 뭐야? 그 수아가 좋아하는 거야? 음... 섹시하네. 이든아. 이든아. 아, 고생 많으요 다녀오셨어요? 우리 이든이. 오. 어? 내일 몸살 나실 거예요. <laughs> 팔이 안 움직여. 네. 와, 핏줄 봐. 이야. 맘마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먹여볼게요 그럼 먹일 뭐 수 있을까? 치. 자 안전벨트 해주시고요 맘마 먹어볼까? 맘마? 아, 맘마 옳지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대인이 맛있어요? 오 혼자 먹을 수 있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잘 먹는다 잘 먹네 잘 먹네 옳지 잘 먹는다 손으로 먹을 거야? 손으로? 손으로 안 돼. 오구 오구 먹었다. 오 먹었다. 오. 이거야? 아이고 잘 먹어요. 오구구구. 다 먹었다. 태인아 다 먹었다. 아기 물티슈. 아. 오 비행기가 간다요. 비행기. 오 비행기. 엄마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이게 머리도 튼튼해지고 몸도 튼튼해져요. 오구 그, 아이고 많이 신이 났어요. 오구 그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날수 있어요 얘는 덜어서 자 우리 어잠깐 왔어? 어, 안녕 반가워 나는 숟가락이라고 해 nope. 아니야 안 먹어 어, 안 먹어. 안 먹어도 돼. 음, 안 먹어. 안 먹고 싶구나? 안 먹어도 돼. 아, 생각보다 우리 애들 울리지 않고 너무 잘 보시네요. 우리 애기들 먹여보니까 어때요? 저는 배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팀마다 배송이 오니까 진짜 신선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먹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야, 그렇죠. 자식들 밥 먹일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는 이유 알겠어요. 셀쿡 이유식 첫 주문하면 두 세트 무료 증정! 네, 그리고 특별 적립과 투웨이백도 드립니다 베베쿡 이유식 DIY 제품을 구입하시면요 최대 42% 할인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